못하겠 또? 조심해 어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어? 우와 진짜 있다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물고기야? 여기 여기 새끼만 크림이다 간다 간다 어 저기 간다 여기 엄청 크다 왜? 어 여기 여기 여기 지나간다 여기 엄마 빨라 오! 오. <laughs> 나 먼저 갈게 어디로 가? 이쪽으로 가. 우리 많아졌다 엄청. 패티가 보인다고 웬만, 아 웬만 사 보내야 아 그래? 우리 자세 오 우와 이게 뭐야 뭐, 뭐 동전에 다으 예! 예, 네, 이건 하지. 네. 아 힘들어. <laughs> 예! 예.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. 미끄러미가 이렇게 뛰어가 무서운데 내 킥보드에 죽은 것 같아. 안 죽었어 그랬거든. 근데 이렇게 됐어. 这人。